아. 빠빠라바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올리오노 부배 네. 또 할리갈리 일단 카드를 네. 나눠요 네. 음? 이거 방식이 있어요 이게 안에서 하면 안 되고 밖으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아 놀래! 렛츠고! 어! 이건 무슨 과일이야? 그거 내가 볼 라인이에요. 아 대추 대추 대추 빨개지기 전에. 아! 아 하나씩 주세요. 아 놀래라. 오. 바나나 장군들이네. 와. 저부터 가겠습니다 또. 빠르다. 너 보지도 못했어. 그럼 따오 형이에요? 아, 와! 아, 모익장. 안 되겠다. 근데 제가 이거 매너를 하려고 일부러 한 0.75초까지 기다렸거든요. 제가 아 이거 매너를 해야겠구나. 전화 이야기가 왜 이렇게 <laughs> 우와! 와! 와! 와! 아! 너무 아, 아, 벌써 전화 받아 직전이야. 아. 졌어 이거 다 뺏겨야 돼다 뺏겨야 돼세 번이면 기권이 한 뜻이에요 <laughs> 세 번 기권입니다 느낌이 왔어 이게 근데 뭔가 일까? 아 아니잖아 오 어, 그치 이거 내가 소리 냈어 예지 어 드디어 여러분들 오 오. 1등 아, 아, 아. 어. 러브로 이제 끝이 났고요 원래 이렇게 룰을 잘 아는 사람이 딜러를 하는 겁니다 어? 어? 두장두장안 죽겠고요. 맞아. 어, 자, 세 장. 두 장은 두 번 치는 건 경고야. 네. 레드 카드. 아 경고만 주세요. 싫어.